거의 뭐 1박 2일이 아니라 피난이네? 노래 틀어도 돼? 아, 그럼 10km 직진이라 안 심하고 10분 동안은 직진만 하면 돼. 아 10분 동안 노래 틀 수 있는 거다? 아. <laughs> 저희 이렇게 선글라스 맞췄어요. 저희 의상은 오늘 초록. 신발도 초록. 가방도 초록. 핑크. 아, 아 야해. 여기도 핑크. 정말 지독하다. 지갑도 핑크니? 그리고 저는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메모리 카드를 안 가지고 왔어요 카메라두 대나 갖고 왔는데 둘 다 메모리 카드가 없을 거예요 미쳤나봐 오. 야나 약간 왜? 할머니가 손녀 데리고 메모리 카드 놓고 왔어 나 괜찮다 어, 근데 이거 좀 괜찮다 저는 핑크 yellow 핑크에 충실한 플럼 핑크 아 핑크 안 보이네? 아, 아, 아쉽다 아쉽다 딱 기다리고 아 밀린다 엄청 진짜? 그러네 이 라인만 되게 밀린다 빠질까? 아니 빠지기에는 옆에 들어오는 차선이 아. 있어가지고 여기가 나을 것 같아 너무 이쁘더라 너 부산 갔을 때 찍은 거 인스타 진짜 다 이쁘던데 사진이? 내가 건졌잖아 아 진짜 너 어. <laughs> 우리 반응성은 뭐다? 1kg 찌는 거다! 오칼미 씨! 초보 운전이시잖아요. 대단해요. 차도 뽑고. 멋있다. 누가 데려가라. <laughs> 맛집이에요, 맛집. 이게 약 조아씨, 이거 몇 초에 한 번씩 뒤집어야 한다고요? 2초. 2초? <laughs> 지금 양손 스냅이 아주 장난 아니시네요 20초에 한 번씩 뒤집어주세요 맞아 언니 혼자 왔어? <laughs> 와 엄청나요 잘 먹겠습니다.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. <laughs> 경로를 잘못 이탈하였습니다. 아, 아니 분명 200m였는데 3.5km가 됐어요. <laughs> 정아는 답답하면 바람을 쐬요. 어, 예. 어, 어, 치즈랑 토마토 크림치즈 된 빵이랑 여기는 소금빵이 대딱 커요 우와 언니랑 갈래? <laughs> 거부한다 다시 한번 한 번 튕기네 그러게 내가 잠깐 봐볼게 표정이 안 좋아요. 아니 아니야. 돈 날리셨나요 혹시? 어 혹시 안 좋아요? 아니 아니 아니. 어어 아, <laughs> 어, 아니 아니. 내 네, 운세. 네. 근면 착실하고 남도 다, 잘 도와줘. 어? 신임도 좋다 오면. 어? 어? 어? 어? 천 원 날렸나요 혹시? 혹시 천 원 날린 것 같은데? 이거 그냥 일반적인 얘기 아니야? 뭐야 어이가 없네. 여유만만한 정신력을 소유하고 있대 그래서 취미나 여가 생활에 상당한 소양이 있고 일상이 여유 있고 보람치게 지낸 사람이 많아 음.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유나 <laughs> 표정이 너무 무서워 아. 당신 참 불편하게 찍네 네. 어디서 의자 넘좀 불편해 주차장 여기 저거 집만 가나 봐아 그러네 지바이어 여기서 하네 No. 저희 오늘 룩을 소개할게요. 자 먼저 핑크 공주. 상의는 뭐죠? 핑크 가디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너무 완벽해요. 제 look을 소개해볼게요. 저는 오늘 초록스예요. 초록스. 그리고 파크 신발을 신고 왔어요. 감정을 해주는 요 우리 조직됐어요 이건 비밀 <laughs> 이건 비밀 진짜 개무서워 저 이거 이렇게 스포지만 어좀 지저 귀여운 베이커리와 함께 아니 안 불렀어 거기 보고 있어 바깥, 바깥을 자연스럽게 보고 있어? 정아야 어 이뻐 이뻐 이뻐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 너무 좋아 모델 같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매력적이다 사랑스럽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귀엽다 귀엽다 나는 어리다 어리다 <laughs> 어리다 난 어리다, 이걸 꼭 팔아야겠다 광고주한테 이걸 5천원짜리지만 50만원으로 팔아야겠다라는 의무를 가지고 오, 정말 <gasps> 음. 오, 아, 어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아요 오 너무 이뻐요 좋아요 오 어쩜 이렇게 이쁠 수가 <laughs> 구워 먹을래? 따 먹을 수 있겠지? 먹을 수 있겠지? 맛있죠? 호프칩이랑 관장 이야 개멋있어 <laughs> 도착했습니다. 어디로 추천? 어. 어.